밤에만 의존했던 방식은 이제는 전혀 다른 인공지능 혁명 365MC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젠트 인류에겐 새로운 빛 어머머 점점 빠지고 있어요 지방에겐 최고의 공포 뭔가 잘못됐어 이런 심정너 누구야 인공지능입니다 365MC 인공지능을 만나다 비만 하나만 365MC